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날들 그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그리던 말들도 묻어버리니 못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ömür